아니 어떻게 맨날 참아 이건 너 진짜 그랬어?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 니들 다 재수없어 내 말이 맞으면 어쩔 건데? 그럼 내가 니들 다 살려준 거 인정할 거야? 넌 어떻게 봐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왜? 봤지? 이래도 내 말이 틀려? <laughs> 나, 나 이상해 야 씨발 너 왜 그래 빨리 내보내. 아, 씨발 나 아니라고. 미안해, 경수야. 나 변한, 변한 거지. 그치? 나가라고! 아, 좀 닥쳐, 씨발! 나갈 거라고.